내가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이거 우와! 확인! 말해봐라 아이씨 아유 겠다 하지 마세요 2019년 8월 22일 흉가여행 2탄 Start. Go. 공포방송 number one. 지금은 또마실때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우 팔로미 와. 와, 미쳤어. 누구야? 당신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확인! 확인! 분명히 말하는데 분명히 아까쯤에 내가 기 있을 때 노크도 했단 말이야 여러분 들었죠? 분명 새끼야! 내 거요? 내 건가? 이건 내 거냐고 이거 내거 이거 내가 이렇게 한거 지금 이거? 우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미치겠네 이거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정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은 이전에 저희가 흉가 여행 때 또치 형이랑 둘이 와가지고 도치 형이 이 건물을 때리고 망코리가 아니 이코리가 이 건물을 때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십자가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이 귀신의 터 앞에 바로 초입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맞습니다. 어딨어? 나 기억 못하니? 어? 나 기억 못하니? 말해봐라 나와 나와 나와 어이 어이 stop please stop please wait a minute wait a minute wait a minute 그만해 그만하라 했어 그랑 하라 했어요 그만하라 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거? 너 예전 같지 않다? 음, 너 예전 같지가 않아. 어, 예전 같지가 않네. 너 많이 약해졌구나. 어? 응? 너 많이 약해졌네 이 전에하고 사뭇 틀리죠 여러분들 이 전에 왔을 때는 완전 난리 났습니다 죽이네 살리네 했었고 지금은 보십시오 많이 약해졌죠 이 전에 초레전드였고 비까지 오는데도 보십시오 이렇게 안 나올 때는 또 안 나옵니다 무조건 비가 온다고 해서 시간이 3시가 됐다고 해서 이전에 레전드가 나왔다고 해서 귀신 기운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사람의 발길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사람의 기운으로 조금 그 망자의 기운 자체가 누그러뜨린 것 같아 누 이게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얘야 이 다음에 내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그때 다시 보자. 알았지? 그때 다시 보자. 그러면 안 된대 누가 밥을 준다는 소린데 이거 왔다 갔다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준다는 소린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밥하고 얼마 안 된 거예요 봉다리가 깨끗해요 곰팡이도 안 피고 보면은 누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 방만 더 가볼게요 아시죠 여러분들 한 방만 더 가볼게요 한 방만 한 방만 더 가볼게요 한 방만 ¡Gracias! 아이씨 아유 그 하지 마세요 아이씨 나가 나가 나가라니까 나가라고 저문 열어놨잖아 나가라고 나가라고 열었어 문 나가 그쪽 나가 나가라고 그쪽으로 그렇지 박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참새 같은 겁니다 그냥 새새새 박제 아니에요 새, 새, 새. 참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갈 거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